2020년 5월 30일 또치아 마이콜 5주년 방송 섬 특집 스타터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 파로미 여러분들 이거 못 가요 이거 못가 봐봐 여기가 문, 여기가 문인데 문을 아예 덮어시 못가 못가 와 이거 어떻게 잠깐 여기가 여기가 여기다 있다 여여여 어, 어, 어. 여기가 지금 문인데 와 예. 얘가 지금 초록색 거기 문이거든요 완전히 자라고 있어 지금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 와이 중에 어디는 열리겠지 설마 안 열릴 거 아니 와 아이 저기 가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 열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? 저 예전에 잠깐 왔었는데 저 예전에 자, 잠깐 왔었어요.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분명히 여기에 지금 기존의 망자가 있다고 가정 하면은 아마 똑같은 패턴으로도 장난칠 확률이 높아요. 만약에 기존 망자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똑같은 장난을 확, 확, 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이거 배포야 지금 기존망자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본 걸 할게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뒤돌아서 고 있어요 벽 보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뭐야 저... 저 칼... 누구세? 하지마 하지 말아야겠어 하지 말아 야 5주년 특집이만큼 특집 다개가 빠꾸 하지만 오늘 노바꾸야 빠꾸 하는 순간 너 방송 접어 바로 개삭이야 빠꾸 하지마 5주년이야 특집 답게 행동해 바로 개삭이니까 순식간에 몽키가 드니네 어이가 없네 어? 여보? 뭐, 만, 누구야 너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서주가 아니고 너 꼬마구나 장난 너 누구랑 같이 있구나 지금 너 누구랑 같이 있구나 지금 어디야? 내려와 잠깐만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가 저기 가 와, 뭐야 아 계산 갈게 그냥 나 그냥 잠깐만 계산 아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계산 갈게 자 얘들아 솔직히 이건 좀 인정해주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때 한 3일 전인가 오늘 유튜브 올라간 거 있지 그거 그때 갔을 때 그때 악몽이 떠올라서 그랬어 다 패스 안 해, 다 빠꾸 안 했는데 이번만큼 좀 해야 돼.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, 이거. 뭐 이렇게 얇아? 그만하시죠. 가까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아 미쳐버렸네 그만합시다 진짜 거기서 얘기하시 오지 말고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상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상디 아 존나 무섭네 진짜 알아듣지 말 알아듣지 못할 말 주절주절 되지 말고 나가길 원하면은 말을 하든가 뭘 행동으로 보여줘 어? 내가 나가길 원하거나 아니면 있길 원하거나 하면 뭔 말을 하든가 있어. 쳐 꺼져. 아니면 이스라면 뭔가 소리를 내주든가 아니면 나가라면 문이라도 열든가 아 나가라고? 알았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,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가라는 걸 아 나 어떻게 하라고 좋은 말할때 내보내주대 몸 상할 때 나가라 몸 상할 때 그냥 가라. 돼지기 싫으면 돼지기 싫으면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